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맥놈 아몬드 큰 거랑 아몬드 작은 거를 준비했습니다 발라서 먹으려고 누텔라랑 허쉬우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ب س 라 الله ا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make noise.